2020년 6월 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좀 조용해야 돼요 아셨죠? 잠깐만 기운 세다 누구냐 누구 하지만 존나 무섭네 진짜 이. 아, 그냥 가고 싶다 여자? 남자? 당신 어딨습니까 지금? 어? 어? 하, 아, 여러분들 층마다 다 있는 것같아 지금 이거 이상한데요? 어? 여러분들 층마다 다 있는 것같아 잠깐만요 이거 장소 잘못 온 것 같은데? Mm. 아 여러분들 층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 2층에서 문, 문 열리고 뭐 보셨죠? 여러분들 어또 해또해또 해봐 어또 해. 또 하면 내가 또 하면 내가 별풍 천개 쏠게 또해 또 해또 하면 내 별풍 천개 쏠라니까 또 하라면 못 하죠 알고 있어? 양아, 네가 땡기냐? 양아, 네가 땡겨? 한 명인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제가 중간에 집계할 때 제가 몇 명이라 했죠? 층마다 다 있다 했죠? 층마다 다 났다 했는데 층마다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봤을 때 그냥 한 명이 한 명이 지금 다 일부러 그러지 않냐 지금 그대로 있어 내가 상대해줄 테니까 그대로 있어 한결 그만합시다. 좋으신 분이잖아. 맞죠? 지금은 지금까지는 내가 남의 집에 몰래 허락 것도 없이 이게 들어왔으니까 예, 쫓아내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할게라. 예, 예, 예. 예. 함께 우리 좋게 좋게 합시다. 예, 알았지라오. 예? 사랑하면 아니 사랑한단다.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여라오. 어, 그럼안 돼. 알겠지라고. 자. 우리, 언니 이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라. 자 지금까지 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서로 다 잊읍시다. 어 이제 서로 다 잊고 옳지 옳지 예, 다 잊고 우리 어, 아, 좋습니다, 언니. 예. 어, 뭐부터 여쭤봐야 될까? 음, 혹시, 나이, 지금 나한테 조심하라고 있어. 몸조심하라고. 아, 아직까지도 할 장난. 나한테 할 것이 남아있어. 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아홉? 나는 스물아홉으로 들었는데 얘들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수, 솔직히 말할게 난 스물아홉으로 들었어 나는 스물아홉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스물아홉으로 들었어 지금 방금 스물아홉 버스 두 대? 나 분명히 들었어 얘들아 이건 나 믿어줘 방금 버스 두 대란 말을 했어 어 들었 버스 두 대 버스, 버스 뭐라 해 버스 두 대라고 그렇지 나 분명히 들었어 잉? 짠 것처럼 조용해 짠 것처럼 엄청 뭐가 짠 것처럼 조용해 지금 아까쯤에 버스로 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것 같진 않고 버스 뭐 얘기하던데 혹시 버스 사고요 혹시 버스로 사고 났으면 소리 한번 내보시오 버스 사고라든지 어떤 뭐 버스 전복이라든지 뭐 어떤 뭐 추락이라든지 뭐 그런 거면 소리 한번 내 혹시 누구랑 같이 있어? 여러분들 망자가 이래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기, 기운이 센 악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없는 어떤 그런 극한의 고통을 줘 근데 이거는 극한의 고통까지는 아니었어요. 초반에 장난이 좀 심했고 조금 뭔가 무섭게 하고 빠꾸도 했지만은 그냥 내쫓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 어, 어떤 내가 이런 어떤 악귀들하고의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쫓아내기 위한 게면서 좀 경계심. 어. 우리 형님들 냄새 인삼비누 뭐지? 어? 어? 어? 어? 어?